좋아서 그래. 좋아하네? 신기하네. 맞아, 진짜. 하이. 어, 왜? 아, 어, 왜? 아, 왜요? 어, 어머, 어, 어, 어, 이놈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이게. 반지를 입고서 주시 색깔 입어야지. 이것도 귀여워. 음. 해서 따라가? <laughs> 지금 여기 길 건너고 <laughs> 갔다 와 안녕 아빠 엄마 갈때 갔다 와 엄마 집에 갈게 왜? 왜? 일로 와 엄마가 없어졌어요 엎드려 돌아 아 줘야지 아 줘야지 되게 이쁘다 페퍼 페퍼야 언니가 웃는 페퍼야 나는 웃는 페퍼를 좋아해 계속 웃어줬으면 좋겠거든 던져줄게 돌아 갖고 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던지는 페퍼보다는 착하게 줬으면 좋겠거든요 주세요 착하게요 지금 약간 걸어오는 느낌 찍을 거거든요. 유산균 어, 맛있는 맛있는 냄새네 유산균 유산균 맛있